이 형의 배우조차 넘어서는 그 에너지 구멍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액션이 많아서 놀랐어요 젊은 친구 인사답게 행동해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네일 아트. 네일 <laughs> 잘잘 찾아주고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? 되게 오랜만에 찍는 거잖아요. 14년 뭐 만에 스트림 복귀라 전작들이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아서 이영애가 뜻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주목을 많이 받는 홍경장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해요. 동탄 역할 참 많이 하시네요. 약간 다 다른 감성이 있을 것같아그니까 어, 약간 이끼 느낌도 되게 어 맞아 우리나라 <laughs> 스릴러 느낌 시골 스릴러 어, 시골 Yeah. 음. 다시 일하는 건 어때? 주말엔 같이 윤수 찾으러 다니고. 신고하셨잖아요. 저는 이영의 연기가 살아있어요. 그런 악에 받치는 연기 하시고 나와서 복수하고 이런 참다 참다 폭발하는 어, 폭발하는 네, 제 생각에는 꽤 쉬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니로서 하시다 보니까 더 이런 연기를 깊이 있게 하시게 되지 않나 영화는 약 이영희 배우와 유재명 배우 약간 투톱된 음. 영화라고 해도 약간 유재명 배우 연기 필모에서 하나의 turning point가 될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유재명 배우가 좀 각오하고 나온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음. 뭐 이번 연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그동안은 조력자의 역할이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영애 배우조차 넘어서는 그 에너지 마을 분들도 연기 정말 잘하시지 않아요? 맞아요 그 여자분이 정말 짜증나게 연기 누구요? 아, 맞아요 누구 하나 이제 구멍이 없었어요 연기에서 실종 아동이나 실종 사회문제나 뭐 이런 거에 코스팅을 잘 해서 이야기를 풀어낸 거? 은근히 액션이 많아서 네. 놀랐어요 이용의 포스를 기대고 하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만족할 만한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의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메시지 좀 명확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뭔가 허술한 구멍 없이 어쨌든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도 기대 이상이어서 주변의 지인들이 이 영화 어땠어? 라고 물어볼 때 추천할 수 있는 영화 11월 27일 날 많이 보세요 네 11월 <laughs> 27일 나를 편아도 문화의 나라 아닌가요? 문화의 나라 뭐? 문화의 날. 어? 5천 뭐 원에 볼 수 있는 나라 바로 오늘부터 오늘, 그 한달 후에. 오늘 빨리 보셔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아.